그냥 몰라 하자고요. 다 놓고. 부처님 이래 모든 불교는요. 참나 만나라는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거. 그러니까 참나 만나시라고요. 참나 못 만나면 육바라밀이 여러분한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간절하게 제가 왜 달라이라마 그분 인격자시고 제가 인격적으로 훌륭하시다고 인정하는 보살이세요. 다만 이론상에서 제가 비판 안 할 수 없는 거는 그 달라이라마 그분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 귀류 논증 중간파라는 게 참나 만날 의욕을 꺾어버려요. 참나를 부정해버리고. 그런데 어제 제가 보여드렸죠. 달라이라마마저도 참나를 만나고 계시잖아요. 그 힘으로 지금 귀류 논증파를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빛나는 의식을 날마다 만나면서 아침 뭐 3시쯤에 일어나서 하신다면서요. 참, 명상. 이게 뭐냐는 거예요. 다 같이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예, 그러니까 이론의 한계만 개념의 한계만 넘어서면 다 같은 체험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나 체험하자는 거예요. 제 주장은. 어려운 얘기를 막 시부린 이유는 여러분, 여러분이 더 고민 없이 참나 만나시게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달라이라마도 참나 만나시고 육바람일 분석하는 거 어제 들으셨죠? 남한테 차 한 잔 줄 때도 육바람일로 분석하면서 주는 예, 그 마음. 그게 달라이라마의 힘이에요. 그런데 그 힘, 거기서 얻은 명상과 그 육바라밀의 힘으로 귀류 논증을 왜 그걸, 그거 옹호하는데 정력을 쓰냐고요.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침하고 맞지도 않은데 후대 머리 좋은 학자들이 만든 철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지금 그 빛나는 보리심, 빛나는 한마음, 빛나는 참마음 있으신가요? 그래서 수신결 보세요, 차라리. 수신결 보시고 그냥 제 강의 보시고 공부하세요. 여러분은 잘 가고 계시다는 응원의 말씀 드리려고 어려운 강의 어제 한 거예요. 다그 내공은 네, 네 참나에서 나와요. 달라이라마의 내공. 네 하루에 5시간씩 강의하시고 전 세계에서 오는 그 사절단 만나시고 훌륭한 보살이시고 전생에 분명히 그 높은 경지에 이르신 분이 오신 분을 맞아요. 인격이나 그분의 그 자명함, 인격 보면. 근데 달라이라마가 승명처럼 지켜야 하는 이론이 기류 논증파. 달라이라마, 전대 달라이라마의 스승이었던 쫑카파 대사가 만든 귀, 그 귀류 논증파의 그 이론이 티벳 전체를 그 아우르는 교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달라이라마마저도 중국 때문에 지금 달라이라마께서 돌아가시기만 하면 중국이 공산당 사람 중에 누구 하나 자식을 달라이라마로 선정할 겁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라이라마가 지금 편하게 가시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말을 해요. 달라이라마는 나로 끝내겠다 이제. 왜? 중국 때문에 달라이라마는 지금 윤회한다는 말도 못합니다 이제. 왜 네 마음대로 환생을 한다 하느냐 하면서 비방하고 있죠. 환생을 해야지 빨리 달라이라마를 자기 입맛에 맞는 달라이라마를 세워서 중국이 티벳을 더 장악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그분의 그 힘든 상황, 나라 잃고 저렇게 힘들게 독립운동 해가시는 상황인데 제가 또 이런 말을 드리면 죄송해서 난감하지만 이건 달라이라마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그 쫑카파 대사가 만든 용수보살의 중론의 중간 사상에 기반한 갤룩파의 사상, 교리 자체에 대한 비판입니다. 한 개인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고요. 달라이라마의 그분 입장은 존중합니다. 제가 그 입장으로 태어났어도 나를 존재하게 한 교리를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전 세계까지 가서 영향력을 끼쳐버리시는 <laughs> 불교 전체 입장에서는 지금 어떡합니까? 빨리 참나 하, 루라도더 저는 그 강조하고 싶은 하루라도 더 빨리 참나 만나서 그게 절대적 보리심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불멸의 보리심이니 거기서 육바람이를 끌어내서 진리의 본성인 육바람을 진리 의 자성이 우리 안엔 다 있다고요. 왜 무자성 공이래요. 우리 안에 진리 의 자성이 있어서 육바람일이 나오는 거라니까요. 육바람일이 왜 꼭 여섯 개의 육바람일이 나올까요? 우리 안에서. 한마음, 참마음, 보리심만 만나면 육바라밀은 터져 나옵니다. 자동으로. 그게 예, 모든 이 불교 가르침의 핵입니다. 공적영지 만나면 거기가 법신불이고 거기서 우리를 이끄는 모든 도리가 나온다. 모든 도리가 다 갖춰져 있다. 공적영지 만나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공적영지 다룬 최고의 경전 중에 하나가 수신결이라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수신결 보신 분이 참 불교인데 중간 사상 때문에 또 내가 참나는 아트만인데 이거 힌두교 외도를 하고 있었구나 이런 또 방황에 빠지실까 봐 이거 막아드리려고 제가 어려운 얘기 떠든 거예요.